폐 네. 그 친데레 왕자 막내무지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다섯 개를 했는데요 어, 한국에서도 다섯 개가 최고 기록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최고, 최고 기록과 경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는 네. 언제나 참 뭔가 음. 자신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. 음. 나의 뭔가 내면에 있던 나도 모르던 나를 좀 더 알아가고 나의 앞으로의 뭔가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가끔 고민이 있고 뭔가 마음이 정리가 안 될 때 다른 사람에게 대화를 요청해 보세요. 그러면은 그 고민이 조금은 정리가 될 거예요. 춥도 이제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초도 기대 중입니다